태주야 읽어봐 태주야 이게 뭐예요? 어. 태식이가 해볼래? 태식이가 해봐 Run. 왜 뒤로 가? <laughs> 무서워? 재밌다 태지기도 해봐 오! 오! 그러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나 해볼까? 여기? 어? 자, 어디 갔어? 태식 여기서 무슨 소리야? 이거 봐. 어? 젓가락으로 해볼 거야? 해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댓글로 들고 해봐.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 먹을 거 있는